아 집중하자 진짜 왜 이러냐 이렇게 치면 너가 되겠냐 이렇게 치면 절대 안돼 음, 아. 죄송합니다 내 손이 건반 위에서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빅스의 기염둥이 멤버컬 켄! 나는 재원이입니다. <laughs> 네, 오늘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제 광협소나타와 인터뷰, 뮤지컬 광협소나타와 뮤지컬 인터뷰 이렇게 콘서트를 하게 돼가지고 어, 콘서트 하기 전에 이제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우리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우리 별별 얘기들이 어, 보면은 그래도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또 색다르게 이렇게 싹싹 봐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그럼 시작 저 한마디도 안 할 거예요 이제 했잖아 <laughs> 편지를 차고 했지? 의자가 낮아서 그런가? n 핑계 빛바래 <laughs> 지지 않게 아 또 못생기게 나오지? 내가 못생긴 건가? 카메라 너 진짜 너무하대요 음... 아! 음... 죄송합니다 어서 이 음악을 완성해 너에게 갈게 빛바에 지지 않게 설마 이걸 모른다고 하진 않겠죠. 지난 1년간의 기록. 지난 1년간의 기록. 지난 1년간의 기록. 당신 손에 죽어간 사람들. 갑자기 연기? 연기는 안 해요. 콘서트 때. 까꿍. 이거 알죠? 지난 1년간의 기록. 당신 손에 죽어간 사람들. 쳐볼까? 아, 아, 다 어렵지만 그만 아주 그냥 진짜 아유 <laughs> 자 집중 집중 아 자 감정 피아노를 칠 때도 감정이 있어야 돼요 감정이 감정이 없으면은 맵 알겠어요? 자 집중 집중 콘센트레이트 실수를 할 수 있지 이거구나 사람은 두 번 정도는 실수할 수 있지 세 번까지는 진짜 절대 못 봐줘 맵 <laughs> 넘어왔으니까 괜찮아 이제 한 번인 거야 여기 파트는 넘어왔으니까 이제 여기서 한 번 들려가지고 이제 한 번 틀린 거야 알겠지? 알겠어? 다시 다시 아 집중하자 진짜 왜 이러냐 이렇게 치면 너가 되겠냐 이렇게 치면 절대 안 돼 이렇게 되면 이렇게 치면은 팬들도 실망하고 하... 실망이다 이지만 말을 버벅거리지 않게 어? 완벽하게 완벽주의자 이렇게 팍 오케이 자 가자 자만하면 안돼 여기서 내손에 건반 위에서 춤을 춘다 조용하게 속삭이듯이 진짜 아 근데, 근데 느낌 좋았어 뭐, 그니까 느낌 좋았어 맞아 재밌다 너무 좋아요 어 우선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게 제일 감사하고 또 설레는 일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잘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좋아요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픽스의 기념동의 멤버컬 켄이었습니다 나는 재환이입니다 내일 안녕 음. 좋아 좋아 쳤냐 진짜 다시 다신 나 찾지 말고 떠나 음, 아, 음. 음. 지금까지 빅스의 귀염둥이 외모클 캔이었습니다. 나는 재환이입니다.